안녕하세요 다음맘입니다 이번 주는 저희가 전라북도 남원시에 있는 고소바이 공원 캠핑장에 왔습니다 주차장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주차를 하실 수 있고요 저희는 루프탑이기 때문에 주차장에서 저렇게 루프 텐트 펼치고 하룻밤을 보냈고요 여기 화장실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분리수거 시설도 잘 돼 있고 개수대 물도 칼칼 잘 나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다리도 씻을 수 있겠죠? 어 이쪽에도 물이 칼칼 잘라 약수터가 있는 것 같아요 물이 계속 흐르고 있네요 먹기는 조금 그럴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넓은 잔디가 있어요 잔디에 특별히 구역이 없기 때문에 적당히 텐트 치시면 돼요 여기 인공 연못이 이렇게 있네요 물레방아 어 저렇게 불 피운 흔적이 있습니다 하롯대 없이 저렇게 불 피우시면 안 돼요 차는 들어올 수 없고요 주차장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주차를 하시거나 저기 옆에 이렇게 갓길에 쭉 주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료 시설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개수대도 잘 돼 있고 화장실도 있고 깨끗하고 캠핑장 바로 옆에는 요천이 흐르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물이 많이 불어나서 위험합니다 물놀이는 불가능하고요 익사사고가 있었는지 곳곳에 낚시, 물놀이, 다슬기 채취 금지라고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여기가 지금 해발 180m 정도 됩니다 산에 둘러싸여 있고요 이쪽 전라남북도 여행 계획하신 분들이 경유지로 하룻밤 머물기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개수대가 있으니까 마음이 편합니다 언제든지 설거지 할 수 있고 해가지고 음식물 뒤처리만 좀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수거통을 가지고 다녀서 집에 가서 버립니다 락앤락에다가 음식 쓰레기 싹 모아가지고 집으로 가지고 가요 작고 아담한 캠핑장이네요 주변 볼거리로는 광안루 그 다음에 남원 예촌, 춘향이 테마파크, 교룡산성 등이 등 있네요 태풍 다나스는 소멸됐는데 비는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화장실 바로 앞에 이렇게 자리를 잡았어요 화장실에 한번 가볼게요 굉장히 깨끗한 편입니다 휴지는 없습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는 이제 저희가 계획했던 남도 여행이 기다리고 있는데 걱정이 좀 많이 되는데요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